Thank you. 예전 남같이 퓨전 남같이 이게 이렇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세 분이 나오셔서 춤을 추는데